Flieger! Ja! own s You lost his own aim. б 뭐, ы 얘왜책 보고 있냐? 아 안돼 국기적인 도와줘야 근처거든요? 괜찮은데? 근처인데? 아 안 도와주는 안녕 꼬챙입니다 그래 A로 누가 가는데 개무시하네 여기 도망칩니다 뭐지 C 지금 개 위험한 거 같은데 아닌가? 야나3대이야어 <laughs> 나이스 야왜 코끼적인 게분 오케이 걸렸다 오 나쁜 레이더 빨리 이동해야지 어네 해봤어요 재밌어요 잡았다 아 맞아 Zone A. 아 미안해 그랬잖아 lost Zone C. You captured Zone A.